여기는 빛나리 중학교 교무실. 우와. 우와. 어머 어머 이거 뭐 이건 진짜 못먹어 선사님이야 <laughs> 아유, 이 정도는 보통이죠. 이래봬도 예산에서 잔치한다 면 저를 꼭 부른다니까요. 음. 웅성웅성 음. 웅성웅성 너는 왜 이렇게 시끄럽지? 웅성웅성 어? 어? 점심시간인데 왜들 밥을 안 먹나요? 상한 시선. 네, 어서 오세요. 하드 아, 뿅뿅. 그 어, 아니. 또 어떻게 여기 <laughs> 제 학교까지 찾아와서 무슨 짓이에요? 해골 해골 해골 두케 씨 고생하시는데 점심 조금 싸왔슈.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아, 잘 먹어야 어? 최고 아닌가요? 싫어. 뭐라 뭐라 싫어. 묵어 묵어 싫푹 놓으시고 마. 음껏 드세요. 자요. 두케스 아, 오늘 숙제인 것도 알고 따로 한 보따리 더 싸왔슈. 묵직. <laughs> 홍두깨 선생 이주분이 은큼하셔 저런 한모양처럼 몰래 숨겨둔 시치미를 떼다니 김영지 선생만 속상하게 됐군 어쩌나 얌전하게 부뚜막고 어쩌고 하는 얘만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영혼 가축을 어머머머머 어서 어서 빨리 못 뭐 나가요 왜 그러세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짜잔 아, 아, 아, 짜잔 흥 못 가요! 이 음식 두 개씩은 먹기 전에 못 가요! 나참 보글보글 음, 이렇게 만들어온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아 무조건 먹어야 해요! 자, 음? 하루 종일 멍하니 방 안에만 있으면 뭐한대요? 이제부터 음. 매일 점심을 해가지고 올 테니까 그리 아셔요! 냠냠냠 이제 양들입니다 양오리요. 양미 뭐냐 그러니까 그 양길이 형이 아침 장사 끝나면 돌아와서 밥을 지어야 먹는다 이거지? 네. 형은 언제쯤 돌아오는데? 아무 때나요. 우리가 막 배고플 때만. 선생님 별명목이 없구먼요. 아내만 살아있어서도 양길이 녀석 결석은 시키지 않는 건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고은혜 씨, 우리 이렇게 합시다. 헐레 벌떡 아, 왜요? 음, 결혼 날짜 잘래, 정해졌어요. 아, 그, 에, 그게 아니고 어머 어머 어쩜 세상에 음. 그 형제들이 가엾어서 어쩌죠? 우리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없는 음. 문제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살펴보고 어, 결정해야 된다 끄떡. 이겁니다. 그러다 음. 보면 고은혜 씨가 나를 싫어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양길이 형제들을 아침 저녁으로 좀 보살펴주면 보람된 일도 할 수 있고 아, 좋잖아요 감격했구먼요. 두께 씨 마음이 그토록 비단결같이 곱다니 전 끝까지 두께 씨와 결혼할 거예요. 아, 아, <laughs>